왜? 왜요? 아, 왜? 이리. 왜? 그거 니거 아니야. 왜? 왜? 이리 와. 어디? 어디 있어? 근데 이거 다 니께 아닌데? Nope. Thank you.